라떼 썸 <laughs> 현란한 모습에 지금 넋을 잃었다 지금 애들이 잘한다 <laughs> 저한다 공은 내가 띄워줄게 빵꾸 그 났는데 잠깐만 이것도 빵꾸 났어 물장한 거 찾지를 못하겠는데 잠깐만 씨 잠깐 이건 물장한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도체 집중하는 거도체도체 집중하는 거 모카는 계속 뛰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 탁구를 못 치겠는데요 <laughs> 어머님도 관심 가지는데 웬일로? 일단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나 뜯어보자 관심이 없어졌네 벌써 꼭 뺏겼다 지도 공 갖고 있다 뭐그 위에 있다 라 뭐? 나한테... 나한테... 모카도 왔어 챙겼다 챙겼다 기에 놀렸다 <laughs>